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 열넷, 열다섯 원더풀 스케떡 어디였어? 나. 나 저기 들렸는데. Coco. Coco. Ai, ai, ai, ai. 嘿。 <laughs> 做。 와우 다시 가져가 다시 일하러 가는 거야 지금 저 상태에서 껴주라는 거야